먹으면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딱 아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네. <laughs> 느낌이 딱 왔어. 느낌이 게임을 해야 될 것만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땡! 가시죠. 할까요? 가볼까요? 네. 화이팅! 텐션 내니까 잘 보여. 하나 둘 셋. 노현들! 노현들! 규현 선배님! 규현 선배님! 하나 둘셋 땡! 진짜는 배우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아, 제가 성함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 헤이 이건 아니지 아 여러분 연습 게임 너무 재밌었다 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하나 둘셋 도전! 도전! 아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하지? 티를 나는 거지 2라운드 갈게요 네, 네. 도전! 하나 둘셋 어, 안보 이승기님 안보 이승기님 하나 둘셋 지성 배우님 하나 둘 셋. 어, 저 너무 떨려. 하나 둘 셋. 알라딘. 사모스잖아. 진짜 잘해. 세 번째 순서를 바꾸자. 오케이. 나 진짜 껌이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와 근데 여기서 일단 떨려. 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아이언맨.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 셋. 기성규님 하나 둘셋 띵! 너 알잖아 너 알잖아 진성 교님! 마시멜로 뺄게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넷까지 하나 둘셋 아, 점점 어려워지네 는 하나 둘 셋 넷 어, 박서던 배우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넷 땡! 민민 장민호 우리 이제 못빼 갑니다. 네. 어, 디부터 하실까요? 저, 저, 요 하나, 둘, 셋, 넷. 오, 도, 어, 동현 네. 선배님. 아, 나 네, 동현 선배님이 빨랐어요. 쌤보다 동현 선배님이 빨랐어요. 동현 선배님 두 번 얘기했어요. 인정, 인정. 하나, 둘, 셋. 둘리. 하나, 둘, 셋, 넷. 찬수진님. 벌써 세 명까지 온 건 진짜 대단하다. 하나, 둘, 셋, 넷. 장기용님. 아, 우리 지금 최고로 많이 어, 왔어. 최고로. 하나, 둘, 송중기 배우님. 어, 네, 하나 둘. 아, 지민님. 지민 선배님. 아, 너무 심장 떨려. 진짜 떨려. 진짜, 진짜 격하게 이기고 싶다. 하나, 둘, 셋. 아, 얼굴 너무 비 선배님. 어, 맞아요, 맞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구냐?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 제일 언니로서 마치지 못한 연예인분들께 사과 한마디 아, 저희가 빨리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마치지 못했지만 저희 정말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기 할게요 한 번만요 자, 바 다음 게임은 예능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 게임인데 골 속의 외침? 골 속의 외침 골 속의 외저 그거 너무 하고 싶어 두 분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아. 오, 빠 왜? 텐션! 아. 어. 묵지빵? 묵지, 묵지, 묵지, 묵지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두명 먼저? 네, 테스트로 한 번만 해볼게요 <laughs> 뭐 나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네, 네. 지윤 언니 지윤 언니 수진 언니 지윤 언니 아, 네, 네. 지윤 언니 확실한 노이즈 캔슬링이 있네요 시은 언니, 수진 언니. 파이팅! 시작! 오, 박, 오, 박, 파, 고. 쉬에 아, 네. 네 글자인데 휘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비낭 흔낭 시에 빛이 안경 다시 다시 다비치 안경 다비치 안경 deal을 다시 할게요. 아, 안 되죠. deal 다시 하면 안 되죠. 성공을 하면 음식 하나 넣어드리고 어. 아, 오. 어. 실패를 하면 음식 하나 뺄게요. 에? 아, 근데 자신은 있어. 근데 둘이 자신 있어? 둘이 잘 할 것 같아. 도전! 도전, 도전! 설명하고. 아, 나와봐. 화내지 마. 알겠어. let's go. 지민 언니! 지민 언니! 어, 지민 언니! 가자 너제 아, 신곡이야? 자 준비 시작! 원더케이 랜드 원더랜드 지 원더랜드 지 원더랜드 뭐야? 아, 알아요 알아요 좋아합니다 다비치 다비치 돼. 돼. 돼. 돼지. 막. 돼지. 발. 방. 참. 창. 창. 돼지 발사. 말, 말, 말, 말, 막, 망, 창, 돼지 망사. 돼지 막창. 곱창 말고. 곱창 말고 돼지 막창.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빵꾸똥꾸야. 빵꾸똥꾸야. 빵꾸똥꾸야! 빵꾸똥꾸! 빵꾸똥꾸!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잘해. 사이다 먹었어. 지금 싹 내려갔어. 똠냥꿍똠냥꿍 플레이엠! 플레이엠! 방탈출! 방탈출! 펜캉스! 펜캉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유유! 누드? 어? 어. 유유상족. 오! 잘한다. 자. 원씨, 원우 씨몇 분 나왔을 것 같아요? 6분? 6분 22초. 자, 가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틀려? 시작! 어? 만석 닭강정 만석 어, 닭강정 만석 닭강정? 만석 닭강정? 이거 진짜 개, 개, 르, 르 게으름? 게름 아니요? 태원이 입이 되게 정확하네 와 입이 진짜 크다 텐션 텐션 와 나가사키 짬뽕. 핫팩. 핫팩. 혜원이도 잘하는데 입이 짱. 디도잘 맞아. 디오가 진짜 센스 있어. 근데 너네 되게 얼굴 예쁘게 한다. 우리는 막 뭐? 아, 뭐? 이랬는데 다이어트! 고통구야!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브스키. 아. 브로콜리. 브로콜리. 야 3분 안에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 잘하네 둘이. 환상의 구합이야. 끝났어요. 와 역대 최고. 같은데? 너네 진짜 잘해. 2분 아, 22초. <laughs> 그러면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치 소리가 안 나지? 우리가 내자. <laughs> 어? 진짜 맛있어요. 누가?